건물의 색상이 바뀌고 주변의 모습이 바뀌면 이젠 난로가 따뜻한 겨울입니다. 택배를 받고 나면 골칫거리 아이스팩 꾸물꾸물한 날씨. 아이들도 뭔가 조짐을 느낀 듯